서 어, 어떻게 만나셨나요? 여자분도 재벌인가요? 여성분의 배경이 사랑해. 안돼. 안돼. 안돼. 너희 두 사람 남매야. 아버지가 외도에서 나온 딸이란 말이다. 아닙니다. 저분은 회장님의 딸이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하는 소리야? 사모님이 고아원에 데려다 주라고 한날 제가 아이 바꿔치겠습니다 회장님의 딸은 저기 있습니다. 나야. 아니야. 진짜 대단한 막장이네요. 막장이라도 끝이 해피엔딩이라서 다행이지? 아, 그분은 천사였던 게 분명해. 어머니, 수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돼! 이 뜬금없는 설정은 뭐지? 너 얼마나 더 당해야 네 주제를 알겠니? 이런 막장 드라마는 딱 질색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분과 결혼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입니다.